嗨，大家好，我是娜娜，欢迎回到我的频道。今天我要从东京搭巴士到群马来进行一日游。我参加的是日本当地 local 的旅游巴士。而日本政府为了促进疫情后的观光，推出了非常优惠的配套措施，巴士行程的价格直接打了四十 percent off。因为我是平日出游，所以还会赠送你三千块的 coupon，让你在旅行的当地去做使用。 非常的划算。这次参加的行程里面包含了三个吃到饱及两个观光景点，有苹果吃到饱、豆皮吃到饱，还有螃蟹吃到饱。两个景点呢，就是有非常壮观的吹歌瀑布以及温泉非常有名的伊香保温泉。那我们就跟着娜娜一起来看一下 local 的巴士有什么好玩的行程。 がねヨーコートに変するちょっとね色付き悪くてもこれはもう味が入っておりますのでねどれも大丈夫です奥に黄色い蜜があります黄色 चेक कर लें Yun ang Mm. 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ユバスク専用の棒です L になって丸い枠っか見えるかと思うのでリンクが上先端前でお願いしますで使う部分がこの中間から先端ここだけです下から上に今引っ掛け上げたら終わらなけれくださいで小指に引っ掛けてお箸で好きなだけ食べてくださいねいっぱい食べてきてますんでぜひよかったらねそれもご利用ください

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はいすいませんねじゃこちらですね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はいすいません、はい my brain. lose control Think I need to let it go 弾の数がね全部で365弾。 하루 어젯밤에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해줘 앞으로 도 잘할게, 잘할게 라고 약속해 약속해 약속해 baby oh 나는 어제 내가 잘못한 걸 눈에 뜨고 드디어 깨달았네 baby when 넌 너만 보면 자꾸 투정을 부리게 돼 Boy what do I do 이거 말투 이쁜 얼굴은 지부도해지네 집에 와서내 화를 너에게 푸는 내가 너무 싫었어 이기적이야 너도 힘들 텐데 계속 내기만 하고 있어 없어 눈치 내 못된 거지 노력해도 이겨내지 못한 자존심 사랑스러운 네 잔소리를 내가 잘못 이해해서 미안해 고칠게 입에 달라붙었어 이런 rhetoric 애교 부리면서 주는 백 a 말고 사과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 그래 years at Maybe I could be something more mm. Well baby it's always summertime When I'm with you that's not a lie Well maybe you could be my solace Only my 계속 붙어있어 붙어있어 어. 많은 사랑 노래들 이런 뻔한 가사를 쓰지만 다른 노래와는 달라 너를 위해 숨겨내잖아 선물이 된 노래야 특별해 특별해 Oh maybe you could be my solace 오늘 어, 네 말투 It's only bright when you are dear Seasons come and go But I don't want this one to go Would you say you'll stay? So we can keep on falling 매일 밤 가슴이 터질 듯한 너도 날 똑같이